흔치 않아요.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내쉬면서 허리 얇아져요. 복부 쏙 들어가게 격계시 존나 카리스마 있어

몰라. 네. 나에게 제발 그런 일은 그만해주세요. 그야 에 얘들아 그만해 일로 와 그만해 그만해 그만둬 그만둬 끝 안녕 아, 아, 아. 아.